만약 아이즈원이 활동 종료를 하고 멤버들이 각각 소속사로 돌아가게 되면 멤버들이 서로 좀 불편해진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. 근데 멤버들끼리 커플 모자를 쓴 건가요? 멤버들이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네요. 모자 누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제 거예요. 제 겁니다. 멤버들이 제 모자를... 아, 커플 모자가 아니라 모자를 같이 쓰는 건가 보네요. 아, 뭐 멤버들끼리 모자 정도는 같이 쓸 수 있죠. 음 뭐지? 옷도 같이 입는 것 같네요. 뭐 가끔 친구 빌려 입듯이 멤버들끼리도 그렇게 하나 보네요. 민주 방에 제 롱패딩이 있었어요. 민주가 빌려가가지고는 며칠 몇 달을 안 아몇 달? 민주가 유리 패딩이 탐이 났나 보네요. 어 이건 또 뭐죠? 우리 민주는 특이하게 롱패딩 수집이 취미인가 보네요. 근데 이거 옷같이 입는 수준이 가끔이 아닌데 이거 좀 심한데 아니 얘나 은비 잠옷까지 같이 입냐? 근데 이거 내고 다니는데 어떡해? 그래도 일본 멤버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그런지 옷을 같이 입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한이네. 아니 얘들아 친자매들도 이렇게 옷같이 안 입겠다. 니들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? 아이즈원 멤버들이니까 이렇게 옷 서로 편하게 입는 거지. 다른 사람들 같으면 화낼 수도 있어. 유유유.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다른 옷 입고 싶을 때 편하게 못 입을 수도 있어. 니들 불편해질 거야. 이렇게 12명이나 되는 인원이 친자매처럼 사이좋은데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야, 마음이 아프네요. Música